이제 얼른 옷을 갈아입도록 할게요. 신발은 에어 나이키예요. 그리고 니트 바지 입고 갑니다. 새벽에는 되게 춥더라고요, 이제. 낮에는 되게 조금 더운데 다 아, 낮에 새벽이랑 밤에는 정말 추운 것 같아요.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얘가 여기 이틀 전에 오고 또 있는 거 매운맛이 큰일 날것 이것도 매워. 그냥 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그게 밀렸어. 갑자기 밀렸어. 1 0일부터 6일까지가 방콕이니까 여기랑 그리고 대야 축제 여기 이거 얘랑 고기 좋아해 먹어? 이거 먹는 다 먹었다 응. 어. 원래 오늘 2시 30분에 아니 안 뭐, 먹었어 배불러 2시 30분에 운동 갔어요 했는데 운동을 안 가고 해물찜 먹으러 왔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부흥이 있는데 한국을 맞췄구나 난 이거 근데 오가나 사파리 있으세요? 이걸 할까? 어? 저거로? 어떤 카드야? 어 이거 삼성페이요 완료되 감사합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컵이 근데 엄청 크다 아, 나 음, 얼굴 마음에 더라고음 얘랑 얼굴만 하네 컵이 아주 쏟을 뻔했지? 아니 아니야? 카페 한번 갔다 오자 사람도 없는데 오늘 쇼핑은 맨날 할 수 있잖아 갑시다 맞지? 오늘 저녁 먹고 한 10시쯤? 차들이 다 빠졌어 기다려 이거 세팅 좀 하고 음거 꼽을 데 없을 거야 음 일단 문 닫을게 그 차량용은 자석으로 하는 그거 있거든? 자석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자석 테드 붙여놓고 붙이는 거? 그거는 하나 사 만원도 안 왔더라 이거는 사? 너무 오르 음, 안으로 쭉 들어가죠 저기 유리 있는 데도 해 되고 아니 그 안쪽 응 음, 그늘 있고수제스 팥빙수 먹자. 와. 음. 오 완전 괜찮다. 오빠 시켜? 나 계속 일 다내라고 할 것 같아? 나는 그게 흥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바이킹이나 이런 거 잘 타. 음. 아, 아파. 천 천천히 먹어. try no more. Whenever I wasn't being challenged intellectually, my brain was more than happy to step designed to handle a chaotic system. Furnished wheels were steam powered, and the driver had to stoke the engine. Right there. Why am I driving you to college when you already know everything? I didn't know everything.